Wait, all 조춰 시간 달려가게 나란 남자 다른 젠틀한 테이스 그러니 네 마음대로 맡겨볼래 나 센척 그딴 건 없어 있어 친절 불규칙한 패턴 더 매력쟁이 지금 또 어차피 너만 봐 그리고 너만 봐내 너가 아니라면 나는 안해 너가 괜찮다면 좀 더 안해 두드릴래